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레아트 성형외과 강윤희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님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아무래도 드레스를 입으셔야 하니까 팔과 허리는 잘록하면서 가슴은 볼륨 있는 몸매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러한 경우는 상체 지방 흡입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 예쁜 팔은 흔히 직각 어깨 일자파를 주로 말들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블랙핑크 제니씨를 들 수가 있는데요.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각 어깨 일자팔이 중요합니다. 특히 튜브탑 드레스를 입는 경우에는 목선부터 손목까지 여리여리하게 일자 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 옆으로 넓어 보이는 면적이 슬림하게 되면 팔이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 연출하게 돼서 늘씬한 팔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수술적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게 된다면 일자 팔을 위해서는 팔뿐만 아니라 부유방과 겨드랑이를 같이 정리했을 때 더 완벽하게 여리한 팔을 만들 수가 있으며 때로는 상완 외에 하완이 굵은 분의 경우에는 하완까지 정리했을 때 팔이 더 길고 늘씬해 보이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튜브탑 입을 때 팔도 팔이지만 특히 겨드랑이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겨드랑이 살이 전이가 되면 더 예쁘고 가녀린 팔을 연출할 수가 있게 되죠. 팔 지방흡입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웨딩드레스는 대부분 등도 반 정도 오픈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팔만 날씬하게 흡입할 뿐만 아니라 등쪽 라인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은 날씬한데 등 쪽이 울퉁불퉁하거나 옷 위쪽으로 살이 삐죽 걸쳐지면 전체적으로 안 예쁘잖아요. 때문에 견갑하고 브라라인을 같이 수술하게 되는데요. 뒤에서 봤을 때 직각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는 견갑을 같이 수술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몸통까지 날씬하게 똑 떨어지게 하고 싶다면 브라라인까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웨딩드레스 입을 때 노출 부위 완벽 정리네요. 아, 네, 그렇죠. 어, 팔과 더불어 부유방, 겨드랑이, 브라라인, 견갑을 같이 하게 됐을 때 어, 직각 어깨, 그리고 일자라인, 그런 여신 라인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신혼여행까지 생각한다면 또 범위가 좀 넓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겠죠. 신혼여행뿐만 아니라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비키니를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슴 걱정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상체 라인을 슬림하게 정리하면 상대적으로 가슴 볼륨이 돋보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사진도 가능할까요? 아, 이 경우는 가슴 수술을 한 분 같은데요. 만약에 가슴 주변 부인 팔과 복부 그리고 옆구리에 지방이 과도하게 분포한다면 가슴 볼륨이 묻히게 되겠죠. 지방 흡입은 특정 부위를 슬림하게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돋보여야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 가능한 수술인데요. 팔 주변 부위인 부유방과 브라라인 외에 복부와 옆구리를 수술하게 되면 가슴 라인이 두드러지고 커 보이게 돼요. 좀 더 예쁜 가슴 라인이 형성될 수 있어요. 원장님 역시 닥터 웨딩 플래너이십니다. 저도 시집갈 때 원장님 좀찾아봐야될 것 같네요. 아 그러셔도 돼요. 그 전에 오셔도 되고요. 결혼을 앞두신 예비 신부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가슴은 크고 팔다리는 날씬하고 뼈대는 여리하면서도 어느 정도 골반이 있는 그런 S라인 몸매를 원하시는데요. 그렇게 타고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운동이나 시술 또는 수술 등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는 것은 역시 지방 흡입 수술이겠죠. 하지만 그런 변화는 철저한 수술 계획에서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디데이에 맞춰 미리 상담과 수술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아트 성형외과 강윤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